계란을 샀고요.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랑 그다음에 부채살, 소고기를 샀습니다. 음. One 맛있어. 응. 여기였어요. 그놈이 입장을 밟았어. 찾아야 돼요. 집집마다 다제 뒤를 쫓아간 놈인데. 원... 래 아저씨, 아무런 반대신도 없었고. 남자끼는 180 정도 시크물이 셔츠, 여자애는 경진중학교 교복이랬지. 다른 단서 없어? 악기가 가지고 있는 흥기가 없던 거예요. 정. 정? 정이 뭐예요? h a n g 제가 죽인 사람도 보이는 건가? 응. 음. 이렇게 하면은 다 보인대. 전에 과거가. 음. 보셨어요? 학교 근처에 딱 열린 거 보이시죠? 오늘 점심은 로제 파스타를 한번 만들어 먹어보려고요. 항상 크림 파스타 아니면은 아라비아따 만들어 먹었어가지고 한번 섞어보려고요. Hmm. stepping into my shoes and your it's the latest fragrance from Maison um, Leville. Mm. 이거 어제 롯데몰 갔다가 산 거거든요. 예쁘죠? 귀여워. 이거는 벽에다가 붙일 거고 자꾸 붙인 포스터들이 떨어져가지고 이걸 샀는데 얘를 붙인다고 떨어질란가 안 떨어질란가 모르겠네. 곰이에요. 하리보같이 생겼어. 그리고 이거는 케이스고 이게 너무 때가 타가지고 이제 좀 질려서 이거는 버리고 새로 꾸밀려고 하는데 이거 전에 이렇게 붙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좀 떼주고 제가 처음에 이거 여기 핸드폰에다가 스티커 붙였을 때 댓글이랑 막 어떻게 핸드폰에다가 스티커를 그대로 붙이냐고 그런 댓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떼면 쓱 떼지는 그런 그런 스티커들만 붙인 거예요. 이렇게 스티커 짜고 안 남는 스티커 그 찐득이 그런 거 안 남는 스티커들만 골라서 붙인 거예요. 아주 깨끗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이게 더 귀여운 것 같은데?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번에 새로 산 건데 이게 해외 배송으로 산 거라서 조금 오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이거는 보라색, 이거는 빨간색 세트고 요거 접시도 귀여워서 하나 샀습니다. 얘는 색깔이 맞는 것 같은데 얘는 뭔가 안 맞아요. 원래 이거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음. 이렇게 샀는데 귀여워요. 마음에 듭니다. Hmm. Hi, Madeline. Don't you ever sleep? No, I don't. I just want to let you know that your social impressions are up 200 I believe you have an expression. Let them eat cake. Chicago. Oh, do you know Randy Zimmer? 유연석 멋있어. 복수하는 거지. 다시 달려 도망가지 못하고. 내 뭐잘못 표현다. 아까 막 엄마 괴롭혔잖아. 아 그게 얘가 했어? 응그 애기가 얘잖아 음 근데 어떻게 알고 얘니 근데 지금 찾아가? 응? 그걸 왜 지금 찾아가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지? 부인 할까? 응? 왜 우리 못해서 뭐하 하고 있어? 이건 대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